그 좋아? 마음에 들어? 어어 어. 그거 결제하고 결제하고 뜯어줄게 지금 은 안돼 결제 다 하고 결제하고 아, 결제하고 결제하고 알았어 알았어 엄마 어디 갔지? 아, 엄마 저쪽 있다 100% 이상한데? 나가네?